참을 수가 없어 좋아요 구독 아, 아잘 듣네 응? 자 오늘은 가대포에서 서핑보드랑 패들보드 체험하기입니다 paddleboard는 뭔지? 뭔지 알아? 아 이렇게 하는 게 paddleboard야?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텐딩 30초 유지하기 30초 꽤 길 것 같아 와 될까? 타본 적 있어? 타본 적은 있는데 타다가 너무 안 돼서 오빠 서핑 잘해? 나는 조금은 타 타고 육지는 갈 수 있어 이랬는데 내가 막 15분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야? 가자 츄츄 <laughs> 입고 나올게요 아 요즘 운동을 안 해가지고 SP가 공기 주입식 수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기를 넣어놨어요. 그래서 바위 같은데 세게 부딪히면 터질 수가 있어요. 야, 너무 많아. 오빠. 너뭐 하려고 그래? 선크림은 30분 전에 <laughs> 발라줘야 효과가 있대. <laughs> 알겠다. 가위바위보 해서 이거 한 방에 다 올리기. 그래. 가위바위보. 야, 너무 많이 발라. 우리 오빠 살까봐. 음, 다 했다. 아, 잠시만. 됐다. 또비켜 거도. 제가 저 여자랑 계약연애 하고 있어요. 미션이 변경됐습니다. 오늘 파도가 많이 잔잔하대요. 그래서 서핑은 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좀 쉽대요. paddleboard는 standing이. 그래서 한 발로 서서 스탠딩 30초. 저, 저 바닥에서도 못요 안전 교육한 거 못 들었어요? 15초, 30초. 오케이, 자, 오케이. 총 45초. 저희 둘이 합쳐서 45초 만들면 돼요. 왜냐면 저희는 커플이니까. やっぱりいいから。 게임 삼초. 30초 아. 강산이 30초 했습니다 주작하세요 네, 자 프레임 눌려서 30초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죠? 계속 계속 오케이 2초 2 3 4 아, 많이 성장했죠? 어 5초 5초 5초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물구나무를 살게 <laughs> 아 그럼 인정 아 진짜? 물구나무 서기? 아 저기요 앙! <laughs> 아, 갑니다 네 괜찮아? 괜찮아 소라 고프로 고프로 괜찮아 나, 아, 난 안되겠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1 <laughs> 2 아! 오! 됐지! 됐지! 됐죠! 오케이 이전시 성공 와 이거 많이 흔들리는데? 오빠 그거 쉬운 게 아니야 나 어, 이거 내편 맞아? 어 맞다 맞다 맞다 나 오빠 편 오빠 잘하고 있어 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됐다 완전 성공 대박 <laughs> 이거 빼봐 자 강사님 솔직히 미션 성공입니까? 네 미션 성공 미션 성공! 물본자 아! 오늘 패들보드 타니까 어땠어? 난 재밌었어 나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보다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 너 아까 진짜 잘 타더라 <laughs> 그좀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걸 원하면 서핑이 나은 것 같고 지금 미션을 계속 하면서 적립금 쌓이고 있는 거 알지? 응 그거 나중에 모아서 어디다 쓸 거야? 오빠 뭐할 거야? 나? 나 내가 이번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볼 것 같아 오 야만가? 여기도 연기지만 다른 것도 많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남은 미션 잘 수행하자 아 노을 너무 예쁘다 자대폰 진짜 탁 트여 있다 여기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돼 분위기가 있어 <laughs> 저쪽에 생태공원도 진짜 예쁘던데 음.